내가 없어, 없어져 볼게 하나 둘셋 얍! 하나 둘셋 얍! 대마시아! 얍! 하나 둘셋 얍! 아야야야 사색이! 내 솜씨를 제대로...